진짜로 뻥 안 치고 못, 봐, 못 보고 이 라이온 분들과 함께 보면서 같이 리액션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뮤비 중에서 가장 기대되는 부분 혹시 있으신가요? 기대되는 부분 바로 보이죠? 여, 여 기를 보고 바로 어디냐 제가 그 장면을 직접 목격을 했는데요 네. 이 나인이가 여러분한테 오일이 발리는 장면 아... 제가 그 장면을 직접 그 계곡에 찾아가가지고 네. 그 첩첩 사진을 제가 찾아서 네. 계곡에 찾아갔어요 갔는데 이게 옷을 벗막 오일을 바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놀란 나머지 네. 숨을 죽이면서 네. 지켜봤어요 <laughs> 어, 우리는 처음에 생각 없이 그냥 왜냐면 네. 상의 탈의신이 있을 거다라고 네. 해서 그냥 생각 없이 오일을 바르고 있었는데 네. 갑자기 또 어? 저게 뭐야? 이러면서 어? 어 잠깐! 왼쪽 오, 위에! 어? 어? 왼쪽 위에! 이거 이거 이거! 제가 딱 어떻게 했냐 내려가서 네. 어 저게 뭐야? <laughs> 아, 내가 안 돼! <laughs> 아, 아, 이거 안 돼! 야, 이 정도로 네. 제가 봐도 될지 모를 정도로 리액션 나올 정도로 굉장히 네. 남사시왔습니다 네. 야, 이거 흥미진진한데 이거? 자, 야, 네. 둘이 뭐 사랑하는 사이예요? 근데 아직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지 못합니다. 이렇게 하면 안 나올 거예요. 음. 다 보여드렸잖아요. 저는 안 됩니다. 저만 보여주세요. 안 됩니다. 높은 걸로 천천 감춰야 돼